가는 길에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먹고 또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에 있는 H&M이나 자라 가서 비키니를 한번 볼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날 까사 32에 놀러 가기 때문에 비키니를 사야 돼요 그래서 비키니를 사러 갈 겁니다 오늘은 좀 운동을 쉬엄쉬엄 했어요 한 세트 하고 쉬고 한 세트 하고 쉬고 완전 세상 편하게 운동한 것 같아요 뭐 똑같 이 평소랑 똑같이 런데이 1회차 뛴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근력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운동을 좀 잘못 자세가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 고관절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leg raise를 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계속 뚜둑 소리가 나서 leg raise는 오늘 아예 못했어요 아마 조만간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한번 고관절을 검사 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아파요 뚜둑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고 확실히 오른쪽은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왼쪽이 좀 심해서 leg raise 같은 다, 자세는 못 하겠더라고요 해체는 네, 도차 바로 비키니, 비키니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갔다 왔고요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녁은 다신샵에서 구매한 이한 스푼 샐러드를 먹을 건데요. 이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먹는 거는 한 스푼 샐러드 garlic shrimp고 칼로리가 117g이에요. 아, 117칼로리예요.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떠먹는 샐러드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먹는 거라서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어, 샐러드를 먹고 배가 고파서 다시 하나를 <laughs> 뭐더 먹는데 음, 음, 요 밥이 곤약이라는 거를 먹을 거예요. 이거는 칼로리는 250칼로리고요. 맛은 매콤닭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에 그냥 맨밥이신, 맨밥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양념이 되어 있는 밥이에요. 왜 그럴까 아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김가루 솔솔 뿌려놨고 그리고 요 집에서 보내준 김을 좀 잘라서 넣어놨어요. 이게 밥이 곤약으로 되어 있는 밥이라고 하는데 음, 아 아니네요. 잡곡이랑 현미 40% 들어가 있고 곤약이 30% 들어가 있대요. 길이 30% 그러니까 잡곡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곤약으로 다 이루어진 밥이 아니라 곤약이 30% 함유된 밥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훨씬 더 작겠죠?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밥으로 먹어도 볶음밥처럼 먹을 수 있어서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조리김을 같이 넣었습니다. 비벼서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비벼서 먹을 거예요. 저는 아까 앞에 말했듯이 김을 추가해서 먹었고요. 진짜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밥으로 포식한 것 같아요. 진짜 다이어트 하면서 포기한 나의 밥을 이 제품이 살려주는 것 같네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은 안 나와 시간이 9시 59분이고요 제가 오늘 2시 출근인데 적어도 11시까지는 운동을 가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졸림을 좀 풀고 나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니 어제 편집 어제 속옷 영상 하울 편집하고 화장 안 지우고 바로 잤더니 화장을 안 지우고 잤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화장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진짜. 와... 이, 이 시상 역대급으로 최고로 피곤한 것 같아요 요새. 그러면 저는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안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운동은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빼먹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퍼펙트 힙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션 로션 저는 이 마데카 크림을 바를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기에 되게 좋거든요 코렉팅 프라이머인데요. 그냥 바르려고요. 아까는 바를 생각이 없었는데 한동안 안 바르다가 어제 촬영하면서 처, 오랜만에 발랐어요. 확실히 코렉팅 하고 나서 파데하니까 확실히 얼굴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구프루프 브라우 펜슬로 눈썹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끝! 이후만 옷을 갈아입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대로 운동을 갈 거예요. 복장은 그냥 반바지에다가 티셔츠를 입었고요. 이거 입고 그대로 운동을 할 거랍니다. 가도록 할까요? 고! 갔다 올게. about to leave. Already packing, come with me. I'm not really asking. We'll get away to a place where we don't know. About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한 다음에 바로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 회사는 2시에 가서 11시에 끝나니까 집에 오면은 또 와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어제 먹었던 곤약밥을 먹을 거거든요 오늘 런데이를 뛰었는데 오늘 진짜 땀이 오랜만에 호수처럼 흘렀어요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5분 뛰고 3, 5분 뛰고 1분 걷고 5분 뛰고 1분 걷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좀 5분 다 못 뛰고 3분 정도 뛰기는 했는데 와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달리니까 진짜 완전 땀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일단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이제 회사 가기 전에 밥을 먹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1시 25분 정도인데 시작하기 한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밥은 이 밥이 곤약이라는 밥을 데웠고요. 이거는 기리 맛이에요. 기리 맛?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거 1분 정도 데워서 밥그릇에다가 넣어놨고요. 저는 여기다가 김을 같이 넣어서 먹을 건데요. 김은 이거 엄마가 준 건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김을 많이 먹을 거니까요. 김 솔직히 칼로리 별로 안 되는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김을 넣고 그리고 이 오이지 이 오이지는 저희 엄마가 준 건 아니고 어디서 얻어온 건데 얻어온 거라서 봉투에 담아져 있어요. 저 약간 이렇게 반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 음, 맛있겠다. 이거를 이제 비빔밥처럼 비벼 먹을게요. 음, 맛있겠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Now looking back, eyes on the freeway, Bonnie and Clyde. classic cliche. We're on the run. This is what we w a i e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회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끝.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해서 집을 가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아니랍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고요. 오늘은 2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퇴근을 했어요. 뭐 피곤하지는 적당히 피곤한데 어차피 집 가면은 집을 치워야 돼서 그도 뭐 바로 잘 수가 또 없어요 저는 뽀또가 이제 달려올 것 같은데 뽀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야 여러분 저는 지금 운동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집을 나설 겁니다. 오늘은 그냥 티셔츠에 아디다스 레깅스 신었어요. 집에 왔어요. 아, 지금 밥은 유콜레에다가 위트박스 넣고 그리고 제가 원래 즐겨 먹는 그래놀라 좀 많이 넣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되겠죠? 저리고 내일은 쉬는 날이어서 운동을 갈 거예요. 운동을 가고 비키니도 사고 막 이것저것 할 거라서 좀 바쁜 휴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이폰 X를 다시